인생이 새로운 새로 아들만의 인생을 생각하거나 저는 말만 also given by discipline. So I have faith a lot, lot myself. 엄마, 아빠, 이거 봐.